누구세요? 누구신데요? 어디서 오셨어요? 뭐 하시는 분이세요? 무슨 일이세요? 네? 뭐라고요?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. 그냥 놓고 가주세요. 그냥 가세요. 아, 좀 가시라고요. 경찰에 신고합니다. 죄송합니다. 관심 없습니다. 그런 거 안 합니다. 여기 아닙니다. 저기요. 아닙니다. 그런 사람 없습니다. 잠시만요. 괜찮습니다. 야! 배달 왔다. 야 택배 왔다 야 문 좀 열어둬 네가 받아봐 저것 좀 받아줘 계산 좀 해줘 택배 좀 받아도 배달 좀 받아줘